메리 클레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의 팬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저 헨리예요 여기는 Atelier Cologne의 많은 향들 네. 소개를 이제 할 거예요 요것 아, 이거요 이거 여러분 Clementine California Limited Edition 네요? 어, 저는 이 향 엄청 잘 알아요 이향 맡고 나서 음? 제가 노래도 만들었어요 살짝 불러드릴까요? 어, 네 너만 생각해 나 혼자 있을 때 아직 남아있는 네 향기에 Ready? 오! 오! 오! 어. 오 대박 대박 대박 오늘 어. 우리 마리클레 여러분들 많이 보고 있으니까 메리클레 선물입니다 이렇게, 이렇게 여행 가는 느낌으로 제가 네. 딱 생각난 노래 있어요 Hey yeah Think I want a holiday Holiday, holiday. 감사합니다 Holiday였습니다 신도 Bye I love you guys 와이니 네 보고 싶어요 다들 네 오늘 좋은 좋은 하루 만들어요 사랑한 거 알죠?